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래. 소리를 내었어? 시, 시, 시, 신이 옵니다, 폐야. 내고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예. 이곳은 거제도 여차 대병대도 드랙 소리를 낸 마구니가 가득한 부시리를 잡으렀습니다. 하지만 더위에 사람을 먼저 잡게 생겨서 타퍼를 치고 30분 낚시 10분 휴식을 반복합니다. 드랙 소리를 내지 않은 고기는 마구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방생. 와 고민이 앞에 왔다. 오일링 앞피였다 왔다 왔다 바로 걸렸는데 아씨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못가 못가 못가 못가 뭡니까 3층가 또? 힘이 약하다 3층다 3층다 3층다 이거 3층다 3층에 또와 3층 3층 아쉽게도 삼치는 드랙 소리를 많이 내었기에 잡았습니다. 와, 씨. 어. 와, 씨 봐라. <laughs> 우. 별로 흐리지 않던 조류가 끝날 물, 초돌물 사이 물돌이 타임이 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류가 두 방향으로 흐르는데 하나는 해금강에서 매물도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횡으로 흐르다가 파란색 조류와 합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본류 주변으로 몇 번 던져보았지만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저 본류를 이길 수 있는 metal jig라면 최소 120g은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나의 낚싯대는 80g이 최대 루어 허용치이기 때문에 80g 이상의 metal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류를 좀 더 이길 수 있는 80g slim metal jig를 써보기로 하고 본류를 과감하게 공략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야 바닥이 찍히고 드디어 보류 속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비가 비교적 light한 편이라 과연 이 괴물 같은 녀석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괴물과의 파이팅 함께 보시죠. 일체 좀, 좀 주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큰거 큰거큰게 그 걸렸어요 와 큰게 있어버리네 미안해요 와 진짜 뭐야? 어, 와, 죽겠다. 와, 천명감. 몇 cm길래 아 지금 몇 통째야? 죄송한데 카메라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좀 이쪽으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와 장난 아니다 뭐야? 어. 하고 어, 안 되겠니? 와 진짜 진짜 어 시야 장난 아닌데? 미트급인데? <laughs> 이거 못 올리겠는데? 이거 뭐야 미트급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장장 60분 같았던 6분의 파이팅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뜰채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라 일행이 내려가서 들고 와주지 않았다면 얼굴만 확인한 채 보냈어야 할 뻔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무박 2일의 낚시는 끝이 납니다. 다음엔 또 어디서 드랙을 신나게 차는 녀석을 만나볼까요?